연락해 사바나 예? 사바나 들어오는 사바나 들어오는 것 같아 용수야 사바나 들어오는 것 같아 야 사바나 들어오는 것아 오케이 사바나 들어오는 것 팬분들이 들었을 때 최적의 사운드를 위해서 앉아서 한 번만 들어가요 가슴이 음악이에요. 네. 울리는 게 이 정도 나와줘야지 아까 띵 네. 나올 때 갑자기 리비도 그럼 이렇게 들으면 진짜 좋거든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리허설 현상입니다. 리허설 되게 멋있다. 김밥 먹고 이렇게 말을 못하겠다 경영님께 새우김밥 먹고 싶다 새우김밥 어? 어 지금 욕한다 욕한다 지금 욕한다 아, 이게 진짜 형이니까 내가 봐준다 와 와. 진짜 믿지 마세요 이 얼굴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진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얼굴은 너가 더 험악해 아 맞아요 소문 듣고 오셨구나 너무 놀라셨어요. 너무 놀라시고 그중 제일 웃겼던 반응이 준진 줄알았 알았다고. 제가 염색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 하셨나 봐요. 네. 네. 저도 하고 싶었던 색깔입니다. 진짜 장난이 아니라 올리오노 블 부르는 살짝 울컥했어요. 가사가 너무 슬퍼가지고. 벌써? 너무 아, 아쉬워. <laughs> 어, 어, 똑같다. 와. 어. 항상 이게 손을 이렇게 이쪽에 올리고 있더라고. 어, 저 뭔가 좀 50, 아 60? 60%좀 올 것 같아요. 울것 같다고? 네. 응. 나좀 울컥했어. 아 이번에 근데 진짜 올것 같아. 이번에 80%. 컨디션 어때요? 컨디아 컨디션 좋습니다. 많이 잡거든요. 아 저는 잠못 잤어요. 나도 못 잤어요 사실. 커피 마셨어. 다시 아, 다시 다시 그대로 다시 다시 다시 긴장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다시 다시 기회 없어 아 오늘 누가 올것 같나요? 이거 이거 정말 말하고 싶은 에피소드거든요 우리가 일본에서 좋은 성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끼니쿠 먹고 저는 <laughs> 잠깐 화장실에 몇명는이가 안에 있는지 모르고 네. 근데 준영 일단 문 열고더니 갑자기 <laughs>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는 거예요 혼자 갑자기 조용하다 <laughs>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어 이러고 딱 나가더라고요 너무 많이 해본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 많다 저 문제 <laughs> 분들이 입장을 하고 있네요 현장의 종류가 제가 틀릴까봐 가스라이팅이나 음, 그런 안무들 새로 이제 선보여드리는 무대를 좀 틀릴까봐 걱정인데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 긴장 안 돼요 아니요? 진짜요? 태국 울것 같다고? 저울것 같아요 근저 진짜 아까 올려놓고 부르다 뻔했어 사실 이 스타트 제가 내줬거든 거짓 방송하면 어떡해요 예? 항상 라이온들에게 진실이 되게 되요 스팅 하나 둘셋 스니팅! 승 파이팅 승 파이팅 라이온 사랑해 진짜 뭔가 꿈만 같은 네. 순간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이게 또 팬분들이 소리도 질러주시고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Hey, oh no 따분하게 다른 목적 없이 널 그리는 건아 젤리 출장 부페 부르셨다고 아 맞아요 포기 포기 저는 저걸로 하겠습니다 음, 맛있다 처음에 들어갈 때 소리 질르는 거 해야 되나? 그렇지 나의 여러분들을 믿고 저는 여러분 소리 질러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네. 가면서 아 이거는 마음껏 따라 불러주세요 그 하 이건 제가 조절하고 있어요 형 말해줘 어 형이 마음껏 따라 불러주세요 내가 나는 소리 치라 이러면서 배신하면 안돼 서로 안하게 없어 아, 나도 무 하지 오케이 헤이 네, 다, 다, 다 같이 이거 헤이 하는 거다 응. 네. 평가날 헤이 제일 크게 혼자서 혼자 있어 나 까먹고 아 맞다 괜습니까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그만 좀 봅시다 아, 질수 없지 아, 왜 아, 벌써 네, 내가 너무 엉덩이를 보여드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힘내죠? 5 4 하나 동사 인정 인정 오케이 생일 축하합니다 빛이 많이 많이 내게 오기도 싫다 기다림에 끝이 어디를 거꾸로 돌려 나할수 없다 너에게 말하고 싶은데 하루에 두번 올리니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아쉽고 여러분 진짜 고마워요 지금까지 아. 올려놓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위험했다 아, 용수 때문에 진짜 위험했다 나도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다 이걸 속이네 야와저 아, 태어나서 하루에 두번거 처음이에요 아, 나 아. 손발이 떨려 손발이 떨려 진짜로 와. 아, 수고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3년 동안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수가 네, 또 엔딩을 장식해줬네요 네. 라이언드 덕분에 자, 너무 재밌는 무대 했는데 네, 오히려 저희들에게 감동을 또 주셔가지고 도전해주신 네. 거에 비해서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네. 많이 아쉬웠는데 저는 마지막에 사랑해라고 해주셨는데 그거, 그걸 완전 어, 울컥해 어, 맞아 저 위험했어 진짜나 진짜 네. 어, 나자내 파트 부를 때 울컥하다가 용수가 옆에서 이래서 용수 온다. 눈물 날라고 하는 날 용수를 봤어. 네. 약간 준영이도 아까 울컥해가지고 이제 한마디 한다니 울컥했는데 잘 꾹 참더라고요. 음, 수를 보면은 다행히 그래 눈물이 좀 들어가지고. 원래 내팟 하기 전에 다들 긴장을 해서 눈물이 절대 안 날 줄 알았어요. 음. 나네요.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엔 더 심하게 내려갔어. 이게 예, 아, 입이 입술 입술 입 야, 뒤돌면 어떡하냐 저도 그래. 네. 느껴져가지고 바로 맞아. 뒤던 거예요 마지막에 근데 그거란 말이야 코너 있단 말이야 용수 맞아. 눈물 코너 맞아 다음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은 모습으로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안녕 사랑해 야 맛있어요 <laughs> 어저 똑같이 따라한다 진짜 진짜 똑같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네, 찍어봐서 어, 오, 발초, 발초, 발초. 7초. 6, 5초, 5초. 4, 5초. 4. 갑다 마지막, 마지막 그냥 웃어요. 스마일로. 오케이. 하나, 둘. 아하! 하한 장씩 고르자. 아, 일단 나 이거 나 이거 원픽이야. 그래. 일단 이거 어, 하나씩 고르면 되겠다. 이거 장이니까 아, 신사 수술이 땀을 땀을 나는. 너딱 나가자. 어, 형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